머리카락 보여주려고. 아,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어요. 아 진짜 알아? 봐봐, 네. 봐봐. 사진 보내주세요. 와, 뭐야? 아 진짜 이쁘다. 我独饮晚风作酒，等一生痴情若火，饮不尽红尘的泪，又怎能一醉方？ can't hear you cannot hear me? You voice off? Hello, hello.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이러지? 왜 이러고? 왜? Wait, wait, wait. Wait. Okay. What is this bicycle? Hello, hello. Can you hear me? Hello? no, no. 김동 기사 민규 오빠야. 민 척고. Hi. 민규 오빠한테 주다. Hi. Where from? 한국에 사는 외국인. <laughs> 맞죠? 외국인? 응. 음. 어.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몽골 사람이고. 아, I think you from Indo. Uh, I think you from Korea. 오 그래요? 아, 오. 어. 한국말 잘해요.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어떻게 한국말 배웠어요? 어 몽골에서 배웠어요. 아 지금 한국에 차나요? 네, 지금 한국에 왔어요. 아, 뭐 했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뭐 했어요? 아, 대학생? 아, 음. 음. 언제 한국 왔어? 음, 3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네. 아이고. 진짜로? <laughs> 거짓말. 진짜. 어, 오래됐어. 한국에서. 아니. 아, 어, 3개월? 왜 그렇게 잘해요? 몰라요. 어, 어디 살아요 지금 한국에서? 인천에 살아요. 아 인천 구월동 어디인데? 응? 인천 어디서요? 인천 구월동? 아니 그 인하 인하대 알아요? 이마트? 인하대. 어 인하대. 어, 아. 아. 아. 어, 인천 신세계 가까워요? 인천 신세계, 인천 터미널. 아, 터미널 좀 가까워요. 음, 알았어요. 음. 음. 왜, 왜잠 안 자? 어, 안 졸려? 안 졸려. 잠이 안 와서. 음. 아, 혼자 살아요, 지금? 아니 기숙사에 네명 4명? 네 인실에 살아요. 네. 음. 아, 다른 사람? 너는 어느 나라? 아,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아, 인도네시아. 음. 언제 왔어요? 뭐라고요? 언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 언제? 아, 지금 아, 인도네시아에서요.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아, 아, 아 그래요. <laughs> 왜 여기 위에서 태국이 네, 한국 네 태국이 어 I want to 용 알아요? 어? 영어 영어 알아요? English 아 영어 잘 잘 못해요. 아 근데 영어로 말하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아 because uh, I want to uh, Korean learning uh,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때문에. 아, 아, 아 한국말 아 배우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아, 그래. 아, 아, 한국 사람 좋아. 한국 사람 많아서 어 그리고 어, 한국말 하고 싶은데. 좋아요. 음,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 아, 진짜 예뻐요. 스물한 살. 아, 이름이 무엇니까이 이름은 유진. 유진? 응. 그 몽골 이름 아닌데? 몽골 이름 아니에요. <laughs> 한국 이름이에요. 음, 몽골 이름 뭐예요? 몽골 이름 어려워서 말하기는 싫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다른 너 친구 찾어요? 안 찾어요. 뭐 했어? 단 차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아. 오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잠시만요. 아, I'm YouTuber. 아. <gasps> 괜찮아요? 음. 아. My... <laughs> 몰라요. 저는 my YouTube 채널 my YouTube channel about uh, Korean languages about 한국어. 아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음, 잘 자요. 잘 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 살아요 지금? 한국. Are you Korean? 음. mm, you guess? No, 한국 사람 아니야. Why your connection from Korea? What? Why your connection from Korea? Because in my country, I can reach to I can reach out to another countries. So you can speak Sir. Korean maybe? Mm, just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야. Kayaknya Jinin. kayaknya ini orang. <laughs> kayaknya orang sendiri ini. ayo ayo India? Indonesia. Halo. Wah, ngelag. Hai. Masya Allah. Alhamdulillah. Siapa cantiknya? Amin ya Allah. Kok belum tidur? Halo. Di mana? Kok belum tidur? Oh, belum. Lagi di mana ini? Lagi di rumah. Oh. Kenapa? aku ini bingung bingung mau ngomong apa aku juga grogi mau ngomong apa ketemu orang cantik amin sibuk apa itu kok kuliah atau kerja atau sekolah enggak semuanya nah, terus ngapain aku pengangguran mas masya <laughs> Allah nggak apa-apa lah perlu dihalalin ini Oh, itu benderanya Korea. Iya, lagi belajar bahasa Korea. Ih, ih sama aku juga. Bisa ngomong Korea? Annyeonghaseyo.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알아요? 어, 조금. 아, 진짜 잘한다. 저기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Nggak bisa bahasa Korea. Ajarin. Aku YouTuber. Aku youtuber, itu channel aku. Mana? Kan. Oh. Channel aku tentang bentar, bentar. channel aku tentang Korea Korea gitu. Kamu tinggal di mana? Aku Karawang. Oh Karawang. Goyang Karawang. <laughs> Ih asik. Enggak <laughs> sibuk ngapa-ngapain lah terus uh, uang jajannya gimana oh, eh, enggak gimana-gimana ya maksudnya buat kebutuhan jajan cuma cuma beli kuota aja emang nggak mau jalan-jalan atau kemana itu? aku anak rumahan Alhamdulillah Masya Allah tapi aku nggak percaya kalau Karawang itu rumahan dulu sih suka main nah. tapi uh, semenjak dulu sekolah hmm. udah nggak main lagi alhamdulillah cakep kayak gitu kok iman-iman kalau sayang kalau main di jalanan Iya. Punya pacar? Alhamdulillah enggak. Kok alhamdulillah enggak? Iya, emang kenapa? Oh, kirain ada pacarnya itu. Aku enggak suka pacaran. Oh, langsung aja gitu ya? Enggak juga sih, paling kalau temen cowok ada, tapi enggak suka pacaran. Ah, gitu terus rencananya mau ngapain mau kerja atau mau nikah atau cuman main-main atau gimana uh, nunggu mau nikah sambil ya, diam di rumah oh, ibu rumah tangga ibu RT ibu RT oh, paham paham aku suka hidungnya hidungnya mancung kayak kayak orang Arab banyak yang bilang iya iya udah nggak aneh kalau ada yang bilang kayak kayak orang Arab kayak orang India lebaran mudik kok apa? Lebaran mudik nggak? Enggak. Oh, asli ka, asli Karawang. Oh iya iya pak Sendirinya dari mana? Saya Pekalongan Jawa Tengah. Oke lanjut ya, aku lagi bikin konten ya. Itu se- itu subscribe ya channel aku ya. Oke, bye bye. Oke. H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해요? 그냥 여기 서 어, 잠 앉아? 왜, 왜, 잠시만요. 한국 사람이에요? 음. 한국 사람 아 그러면은 어디서 왔어? 터키 터키 아, 아 터키 지금 음. 한국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터키에서 Wait, wait, wait. 잠시만요. <laughs> 저기요, 왜 이렇게 음. 한국말 잘해요? 아니, 한국말 잘 못해. 그냥 아. 간단한 거. 아, 진짜 잘해요. Amin. oh, Online oh, salamnya. Oh, oh, Indonesia ya yo. Apa kabar? Hah? Baik baik. Wait. Oto ke uh, Indonesia Malara ya? Anya ah, meleknya apa kabar? Ah. Baik. Maybe you uh, you meet some people from Indonesia in Ome TV. Yeah, yeah. and uh, uh, You 한국에서 살아요, 지금? 아니요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I'm using VPN 왜, 왜, 왜 거기 왜 한국? 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한국말을 배우고 아. 싶어요 때문에 because 네네. I want uh, to learn Korea 아, 네. uh, and 알겠어. I met some people from Korea. Uh, I want to take talking with u 아, 예. Korean? Mm. Yeah. Mm, wow. How old are you?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How old are you? 어. You first. 아, 스물다섯? 스물다섯? 아, 그, 음. 그러면은 어, 어떻게 뭐 했어요? 직업이 뭐요? 직업, 아, 아, 저 스물다섯 아니에요. Aku. <laughs> Aka ma mareso semul semul dasot. Anyanya. You you 25? Ah, uh, you? Mio sari ya yo. Um, yo la hop sari. Ah, mm. Semul dasot. So semul dasot. Semul dasot. Mm. Oh, yo la hop sal? Mm. Oh, hakseng. Uh, ajikane. Ah. Uh, 음. 어, 오케이. 아, 열아홉 살? 응. 응. 어, 대학생? 아, 아직 아니에요. 아, 나 테스트 공부해요. 라스트? 어, 테스트, 테스트. 어, 어, 테스트. 테스트, 어. 테스트 대학, 대학생. 어,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혼자 살아요, 지금? 아니요, 부모님. 부모님 같이 살아요? 와, 와우, 한국말 다,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이 다 알아들어. 음, 그, 어떻게 공부했어? 한국말? 아, 독학으로 배웠어요. 어, 어, myself, 어, 인터넷 배웠어요. 어, 어, 알지. 똑같아. 나도. <laughs> You smart girl. 음, No, you're, you're smart guy. <laughs> uh, what's your name? 안나. Anna? Oh, nice to Yeah.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났어, 반갑어. 금식 지금? 네. 오- 오늘 오늘 금식? 응? 오늘은 금식 해야지. 그, 금식 아, 알아? 그, 아니에요. 그게 뭐야? 금식 어, 밥안 먹어. 아, 밥, 밥 먹었어. 라마단, 라마단. 네네, 알아요. 근데 여기 시간, Ah, Kanaso. Hmm. so, Oh, 아침 uh, Ramadan. Papa yeah, Nogo. Yeah, hmm. yeah. Muslim? Yeah. Alhamdulillah, Masya Allah. I <laughs> have sister from Turkey. <laughs> yeah. <laughs> but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 Uh, Jay? Uh, yeah. Uh, my friend called me Jack. Jay, okay. Mm. Are you a streamer? <laughs> no, I, <laughs> no, I'm not streamer. But uh, I'm make, you, making you, you have, making video. You have some people make, ah. making video <laughs> YouTube channel. Maybe like like Inda. Yeah, you know Inda. You met Inda before? No, I didn't met, but I watch her. Uh, maybe uh, you know some people from Indonesia, like India and other mm -hmm. people. Uh, maybe you know. Wait, I will show you. Mm. see. Ah, this, this guy. I met him. Ah, Sitafela. Hmm, I, I met him here. Ah, English is good, very good. Yeah, yeah, yeah. Can speak uh, English very well. Better than Thank me. You. Better than me. No, you're, you're good too. No, no, no. I, I cannot speak English yeah. very well. I, I just speak uh, Korean languages. <laughs> mm. My Korean better than my English. So are you like like? But my friend, my, my my friend cannot speak uh, Korean. Korean? Uh, my friend, my friend. Uh, Akaya. Oh, your friend. Ah, cannot speak Korean. Uh, but English or oh, number one. Mm. <laughs> so are you now like recording or streaming? I'm recording. I have YouTube channel. Why do you look at the other Because uh, my YouTube channel about Korean languages. Ah, I see. Ah. Well, what's your channel name? I will check Ba- out. Bangche Korean. Bang Korean. Korean. Uh, another people about uh, stranger like uh, English languages, but I'm about uh, Korean languages. Yeah, yeah, yeah. 한국 사람, 한국 사람, and maybe uh, 다른 사람 uh, 한국말 얘기해. Ah. Like you, 그렇구나. like you, you can speak Korean. 아, Good. 여기 봤어. Yeah. Yeah, it's me. I will subscrib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Wait, 언제 언제 어, 한국말을 배웠어요? 언제부터? 어, 언제부터 그, 무슨 말이 알아냐? 네, 알았어. 그 six months. Six months? 와우, 진짜 잘해요 한국말은. <laughs> 그쵸, 근데? Maybe you better than me. 아, I'm not. <laughs> like, I I don't know words, you know, 아, words. 잘못했어요? words. 그래, 잠깐. 무슨 무슨 몰라요? 아, words 뭐지? Some some word? Like what? 아니 아니, 단어 단어 터너? 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음. 단어 잘 단어. 못해. 음, word. Okay. Uh, next time you you uh, uh you will be good. Yeah, I I will study more. Ah, you study in uh, school like that? No, no, no. 그 Just 집에서 internet 어, 배웠어요? 인터넷. 응. 아, wow, good, very good. 그렇게 다른 사람 없었어. 터키 사람, 살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음. another 음. people 없었어. 음. 유 제일 예, no. 제일 어. 감사합니다. 음. 네, 지친 알아요? 지친? 지친? 지친? 네. 지친. 네네 알아요. What's it? Is it earthquake? 아, 그래, wow, wow, you know. 맞아? 아, 그래, wow, nice. 그 인터넷에서 그 뉴스 봤어요. 아, 한국에서. 뉴스 봤어요. 지친, 지친, 터키에서 아, 지친. 지친 네네네. 터키에서. 스마트. I I actually lost my two friends, 어? but now it's okay. 지금 괜찮아. 아, 열었을 때 괜찮아요? 음, 괜찮아. Where, where? 어, 어, 어디서? 어, 터키 어디서요? 아, 사카리아. 사카리아? 예, 이스탄불 알아요? 이스탄불, 아, 이스탄불? 아, next 사카리아, near. 아, 옆에. 음. 음. 음. 음, 인스타 알려주세요. 인스타? 음. 어, 오케이, 이거. My Instagram. 아, 설, 색. Emerkuli, Emerkuli. Nail 어디 가는데? 안녕하세요. Nail 어디? Where okay?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And you? Where you from? I'm from Mongolia. Oh, Mongolian. I'm from Mongolia. Oh. Yeah. You, you live in You know Mongolia? Yeah, I know Mongolian. Oh, wait. Wait, webcam is okay? 응? Webcam is okay. 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음, 어떡하지? 웹캠. 아 이렇게? 아, 그래. 그래요. I'm from uh, Zimbabwe. Zimbabwe? And you? Zimbabwe? Yeah. Ah, why why your connection from Korea? Where, where your connection from Korea? I'm sorry. Whe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I'm from Indonesia. Okay. Are you You're- know Olivka? What? Sorry? What? Sorry? Are you know a girl from Poland? Olive? Olive? yeah, I know. Yeah, I know. You recording me. you recording me. <laughs> no, I, am not streamer. Yeah, I'm not streamer. So what what uh, how do you know this girl? Because I I show a video on YouTube the girl speaking with Indonesian in on on Omigo. <laughs> yeah. Wait. Uh, yeah. I, Wait. Uh, actually, actually, I have YouTube channel. I'm from, I have YouTube channel about I'm from Italy. About Korean languages. Korean languages. I'm from Italy. Oh, okay. Nice to meet you. Oh, okay. Nice to meet you. Olive nice to meet you. Is your Olive friend? You is your friend? My friend? It's huh? not my friend. Huh? Oh. no, how no, do you no, know? Uh, how do you uh, Olive? know uh, Olive? I'm just uh, no. Uh, you she's speaking with uh, video. watching video. Olivia, Olive, Olivia, Olive. I'm sorry. I don't. I don't. Um, I don't show her video. Ah. I show the video of ah. people, so I'm just show her. She's speaking Indonesian too, so I'm just okay, okay. I'm just okay. I see okay, you okay, talking with her, so I, so I'm asking if you are uh, knowing. I'm not ah. streaming now. I'm not streaming now. I hope you don't streaming because I I don't want uh, go viral. You know. <laughs> okay, okay, okay. <laughs> okay, okay, okay, okay. But. Uh, <laughs> <laughs> oh my god, how old are you? Uh, uh, how old are you? Ladies first. How old are you? Ladies first. Uh, I'm actually, I'm, I am 17. Oh, 17. I'm 22. Oh, 17. I'm 22. You look like so older. Ah, uh, no. Uh, no. I'm sorry, are you into white girls or black girls? Sorry? Sorry? I'm asking. I, I I want to know if people it's people discrimination. I mean, are no. you into white girls? No, like I'm not girls? Uh, racist. I'm not I'm racist. not racist. I'm not racist. Yeah, I know, but I'm asking if you are into white girls or black girls. What what you like more, uh, white or black? I mean, Pak Jack. I Jack. Ngapain? Hah? Nyariin Ria. Iya, aku dari tadi nyari kamu nggak ketemu. Kenapa? Kenapa nyariin aku? Nggak tahu. Kangen kayak ya. Wah, eh, guys, itu, tolong aku guys, tolong aku guys. Itu apa di belakang sih? Aku penasaran dari ta dari tadi. Ini. Uh -huh. Itu keset. Gak, nyam gak nyampe tapi tanganku. Keset itu. Keset anjut parah banget. Enggak, tadi ada yang ngomong keset kok. Ya? Enggak, ini tuh ini tuh benang gitu loh. Oh, benang. Oh, kayak tirai gitu, penutup tirai gitu. Penutup jendela gitu. Agak. Enggak, enggak, enggak. That's not. Enggak kayak hiasan aja. Gila, lo lo enggak tidur dari semalam. Emang kenapa? Terus tidurnya jam berapa? Oh shit, nah, nunggu ditidur. Eh, enggak maksudnya ini nanti sengantuknya tapi paginya tidur gitu sampai siang enggak enggak tahu sih enggak tahu sih nanti wah gila betah melek ya kenapa betah aku belum ini belum tidur biasanya tuh juga jam 7 baru tidur sama aku juga mungkin karena minum kopi ya enggak ngaruh sugesti aja sih itu iyalah coba kamu minum kopi misal jam aku nggak bisa minum kopi tadi aku udah minum kopi udah muntah aku Oh, lambung mungkin. Hmm, gitu. Hmm. Gak emang gak bisa minum kopi anaknya. Nyapain nyari konten? Enggak, aku nyari kamu dari tadi. Tolong, guys, tolong Ria, tolong banget ini Ria digombalin eh, Aku mau nanya, itu tari tari apa? Itu tari bumbung itu orang asing itu Aha. boleh ikutan main gak sih? Tari boleh. Apa? Wah nih orang mau ke Bali mau nari itu parah banget Andrit Wah anda perfect ya ternyata Enggak maksudnya Gak mau aku gak mau ketemu Bang Jack Eh Aku takut guys Lo. Enggak, aku enggak, mau, enggak, Aku cuma nanya. Aku gak eh, mau ketemu Bang Jik. Eh, bodoh amat, aku gak mau ketemu Bang Jik. Aku, takut maksudnya, ya, tempat takut beneran kok takut anjir karena aku nanya bukan udah tahu otaknya udah kebaca enggak udah udah kebaca otaknya dari ya Allah Gusti Masya Allah astagfirullahaladzim Masya Allah <laughs> Masya Allah dia nyebut Masya Allah Bang Jek masih punya iman tahu maksud lu tuh Bang Jek si ini aja tahu tuh dirsa tuh Hah? Bang Jek aku tahu maksud lu, eh, gue tahu maksud lu ke Bali ya tuh. kamu tuduhlah aku lah sepuas hatimu Jadi konten. Enggak sih. Aku lagi ngedit aja yang kemarin yang ketemu sama Vicky Naki. Terus sama oh, Wah keren sih ketemu bisa ketemu Vicky Terus sama orang Korea belum aku edit Udah banyak sih Aku kayak males aja bikin subtitle ya sangat selamat nah, Aku aja ah. nggak bisa ngedit Sama aku juga nggak Di Bali acara amung-amungan masal Namanya apa ya? amung-amungan masal apa? Ambung-ambungan masal. Ambung-ambungan itu iya. ambung-ambungan. Sambung ayam. Ambung-ambungan. Sabung apa? Nggak ambung. tahu. Ambung. I don't know. Ambung-ambungan itu. Salam kenal host. Terima kasih Red Rose. Cium-ciuman. ambung ambungan itu cium-ciuman. Oh, itu kayak omed-omedan. Yang itu itu ada tradisinya di daerah Sesetan itu tradisi di Denpasar. Oh. Gak ngerti juga ya emang ada tradisi kayak gitu. Oko oko. Jadi kayak ngambil random orang gitu. Gua-gua <clears throat> kan sebelum nyepi. Oh. Setiap daerah ada gitu. Kalau kalau ini kalau yang omed-omedan ini cuman ada di satu daerah itu aja gitu. Apa Dan itu? Pasar, di Maksudnya Sapan. gimana? I don't know. Oh, belum pernah lihat. Karena di daerah Ria nggak ada. Nggak pernah lihat. Hmm. Ntar lah, habis lebaran main ya. Sambung <laughs> sambung ayam. Iya main aja, tapi dia nggak mau ketemu. Aja. Kenapa sih? Sip. Kenapa kok nggak mau? Nanti kalau mau ketemu ada Adit kok di Bali. Ada siapa? Adit juga youtuber kok. Adit Aditya Chandra, Aditya Chandra. Len Safar nama YouTube-nya. Nanti. Lah aku Bisa aku maunya sama. diajakin kamu jalan-jalan kok. Enggak, enggak mau, enggak mau. Aku takut. Udah hati banget bikin aku takut beneran, enggak bohong. Kenapa? Eh, Enggak, enggak, enggak, enggak, Emang aku gigit. Guys, aku enggak ngapain waktu ini nelpon tuh ya? Awal. Ya, eh udah ya, aku lanjut dulu ya, Bang. Masya Allah, astagfirullah. Kamu kok gitu sih sama aku? Kecem. Jangan lupa sahur, Bang. Jangan lupa sahur, Bang. Kecem Jangan lupa sahur ya, semangat puasanya. Enggak, aku nggak kejam kok. Apa? Pusing apa? Aku apa? Pusing, salah aku apa? Pusing. Salah aku apa sih? Pusing gitu. Cuma, cuma nanya gak gitu doang. Salah ya buat buat rame, eh buat rame viewer gitu kan viewermu biar rame ada obrolan dikit lah oh gitu iya kamu itu udah ngobrol ayo <laughs> aku jadi nggak enak jadi bang Jack nggak huh? enak ngapain ya? enakin aja bang Jack <laughs> ya kamunya gitu kenapa 안녕하세요. 음, 하이. 뭐 해요? 음, 공부하러 가려고요. 아, 공부해요? 네. 아. 재밌게 노세요. 와, 같이 마세요. 공부해야 돼서요. 아, 그냥 talking with me. 음. 음. 뭐, 무슨 공부해요? 아. University. 오케이. Okay. 학생이에요? 어디 네. 사, 어디 살아요 지금? 가야 돼요 이제 공부하러. 오케이, 오잘 어, 가요. 안녕. 예,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Oh, hi. Hi. How are you? I'm fine. 아, 와우. 영어 잘해요. No. 어, 뭐 한국말 할줄 아세요? 아, 한국말 좀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 한국말 얘기해봐. 어, 어, 뭐 해요 지금? 저 공부 중이에요. 아, 공부해요? 네. 뭐, 무슨 공부해요? e English? No. What's that? 어, 유, 아, 발달? 어린이? 네. 아. 음, 음. 아, 아 어, 어디 어, 어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 어, 어디서요? 아, 어, 어, 학교에. 대학교에. 네, 대학교. 대학교에 어디서요? 어, 광주 알아요? 아, 광주 알아요. 아, 진짜요? 음. 저기 서 인터넷 봤어요. 아 진짜요? 응. 음. 혼자 살아요? 네. 와, 부모님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음.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요? 아닌데요. 조금만 알아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아, 아. 한국 가고 싶어요. 아, 어디에서 사셔요? 아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진짜요? 음. 인도네시아 좋겠다. 그래요. 어, 연습해요? 그러,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놀러 와요. 음, 그럴게요. <laughs> 어 이거 저희 노랜데. 아 애국가. 맞아요 애국가. 어... 음, 잠안 자요? 안 졸려? 시험 준비 중이라서 어, 컵, 커피 마실래요? 저 커피 안 마셔요 아 왜요? 음 맛이 없어요 술을 어때요? <laughs> 맛있어요 <laughs> 아이고 뭐야 술을 먹지 마세요 어, 왜요? 저 많이 먹으면은 뭐 병원 가요. 어, 여기 여기 어, 뭐 뭐요? 어, 배? 배 아프면은 병원 가야 돼. 아 진짜요? <laughs> 커피 안 먹어 그리고 술잘 먹어요. 술잘 못해요. 음, 몇 살이에요 지금? 그 이제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스무 살술 먹고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담배 담배 피우? 어 아니요. 아, 굿. 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다민. 김다민 씨? 강. 강, 강다민 씨.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저 이름은 잭이에요. 아? 잭. 아, 잭. 잭.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이름이 잭이구나. 음. 예. 오, 이름 예쁜데요? 뭐, 뭐가 예쁜데요? 이름이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도 어, 예뻐요. <laughs> 한국 여자는 어, 완전 예뻐요. 아니에요. 음, 머리카락 스트레이트. 머리카락 길어요? 저 잘랐어요 이번에. 아, 왜요? 그러면은 진짜 제일 예뻐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아. 어, 아, 뒤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목커 목커 목커요? 응? 네? 목커 목커 목커 목커 목커 목커 boleh boleh chơi anjir nggak paham dia Ha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해요 지금? 뭐라고요? 뭐 해요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 공부해요. 무슨 공부해요? English? 아니요 한국어. <laughs> 한국어? 아 어디 네. 어디 살아요 지금? 어 한국 살아요.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요, 베트남 사람. 아, 언제 한국 왔어? 아, 한국 온 지 2년 됐어요. 2년? 아, 그러면은 음, 한... 2년, 2... 1, 2? 1. 1? 네, 맞아요. 음, 그러면은 한국말 잘해요. 아니요, 한국 만잘 하기는요. 혼자 살아요, 지금? 어, 서울 살아요. 뭐라고? 서울? 서, 서울. 서울에? 네. 아. 네. 혼자, 혼자? 언제? 혼자, 혼자, 한 사람. 아, 혼자. 아니요. 친구 같이. 아, 친구 같이. 남친 같이? 안, 아니요, 여, 여... 어, 여자. 여자. 어, 알았어, 알았어. 어느 네.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음. 한국 한국에서 일해요? 예, 일해요. 아. 일해. 아. 뭐,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아 사출 알아요? 사출? 사출.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철판, 철판. 전반? 철반 아. 몰라? 몰라. 요 어, 지게차 운전해. 지게차. 아, 운전해? 음. 운전해 음. 아, 네, 알아. 요 아, 아 안산 살아요 지금? 네? 안산. 안, 아, 안산 사요 음. 아. 왜, 왜, 네.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일어나 봐. 아, 얼굴, 얼굴 나 조금 나빠요. 괜찮아요.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샌들 해야지. 안, 아니요. 왜요? 아, 베트남 여자는 진짜 예뻐요. 아니,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예뻐요. 한국 음, 한국 온지 언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7년 됐어요. 어, 7년 지나요? 음. 어. 그러면은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아, 네. 아니야, 한국만 잘 해요. 아닌데요, 조금만 알아요. 아, 머리카락 길어? 음. 머리 머리카락 길을 잘 모름 이해 못해 뭐 머리카락 hair your hair 응. 아 머리 어 일어나 어때 일어나 어 어때 일어나 아니요 왜 왜요 왜왜 상관없어 일어나 아니야 뭐 해요 지금? You don't remember me. Wait, wait. 잠시만요. 나 생각해. Where you from? So, so, really? You don't remember me? Yeah. Really? I I forgot you. What's your name? How? How you forgot me? You're from Indonesia and you live in Korea for seven years. 아이고. And you want to be 번역사 되고 싶어요. 한국어 한국이랑 Wow. 더뭐 Wait, wait. 다 기억하는데. Are you live in 왜 안 Korea? 기억- Why? You don't remember me? Why? Kit, kit, Kitiros? I'm Chinese. Chinese with my Morocco. Morocco Ah. friend. Oh, oce, oce, Chinese Morocco friend. Yeah. Oh, okay, okay, okay. Sorry, sorry. I forgot you. Mm. Mm. Why you forgot me? Because uh, your hair, Morikara style. Mm, Morikara, Morikara okay. style. 음. 뭐뭐뭐 음. 뭐 해요 지금? 뭐 먹어요. What's that? 해먹. 이거 이거 뭐예요? 떡 떡. 아니야. 뭐야 이거? 아! 파이. 빠에, 빠에르, 빠유. 빠에르, 빠 먹어요, 회 먹어, 맞아요. 아, 한국말 뭐요? 잘, 잘 못했어. 회. 벨? 음. 맞아요. 음, 맞아, 맞아. 회 먹고, 저, 어, 이거 뭐,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아, 키위? 키위 먹고, 아. 이거는 한국말로 뭐예요? 달, 기 달기 맞아? 딸기. 아. 그리고 빵. 아, 와, 빵 big size. big size. 얼, 얼마요 이거? 그거 빵? 빵 먹고 얼마요 빵?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서? 어디 사서 빵? 파리스 백켓? 음 마트에서 샀어요. 마트. 어, 이마트. 얼, 음. 얼마요 빵? 빵 5천 원? 만 원? 천오 아니요 천오백 천오백. 1,500? Wow. Big size 안 비싸요. 음. 제일 맛있는 거. 음, 맛있어요. 어, 많이 먹어요. 그쪽은 한국에 언제 와요?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 생각해. 생각해요? 아, 아 한국 가면은 놀러 같이 갈래? 놀러 같이 가요? 응? 어, 응. 음. 맛있는 거 먹어. 부, 네, 부, 맛있는 거. 부페 알아요? 부페? 무불? 부페, 부페, 부페. 부페. 그릴, 그릴, 그릴. 아, 고기, 아. 고기, 고기. 고기, 아, 고기. 아, 불고기, 그릴. 불고기, 아, 삼겹살. 아. 삼겹살. 돼지고기? 음, 돼지고기 안 먹어. 안 먹어요? 음. 그럼 불고기 먹어요. 불고기. 아, 불고기. 소불고기. 음. 어, 닭이 잘 먹어요. 나는 v e g e t 아, 그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아, 예, 왜 알았어. 아, 베지타리안 아, 음. 알았어, 알았어. 나 생각해. 음. 어제, 어제, 아, 어제 만났어. 에? 음, 어제 만났어요. 왜 잠시만요. How tall are you? Tall. You don't remember. 160? 60? 어? 60? 어? 160? 160? 아, 기. 아, 그, 기. 그, 그, 그, 아. 맞아요. 160 맞아요. 아, 그래. 이, 이, 일어나 봐. 일어나. I want to see your uh, perfect. 싫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와 진짜 이뻐 이뻐? 진짜 응. 이뻐? 완전 알아요 완전 이뻐 아 완전 이뻐 음. 알았어요 I like your What's that? 한국말 눈썹 t 눈썹 눈썹 아 눈썹 눈썹 <laughs> 잘 몰라요. 눈썹. 와우. 한국말 얘는 밥 안 먹어요? 아, 저녁 먹었어요. 라마단. 저녁 먹었어요? 음. 음. 라마단 금식. 아. 금식 너무 해, 잘해요. 금식 해놨어요. 검색? 금식 금식. 금식 라마단 안, 어, 밥 안 먹어요. 아침 어,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새벽부터 아 새벽 저녁까지 안 먹고 해 알았어요 와, 한국말 다 알아들어 그렇죠 굿 한국말 배웠으니까 아, 선생님 음 선생님 맞아요 <laughs> 음. 아 인도네시아 놀러 와 음, 알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응? 음? 빨리? 나 빨리 알아요. 아 Central Java. Have you ever been Bali? I want to go Bali. Wow, nice. Come here. Okay, I want will to, go. I want to be 관광 가이드. 관광? 어, 관광자. 관광자 갈까요? Wait, wait, 잠시만요. Uh, you have Instagram? 인스타 알려주세요. Yeah. Come on. Chinese don't have Instagram. 아, 오케이, 오케이. Um, 인스타그램 만들어 해. 지금은 한국에 있잖아요. 아, 중, 음. 중국 아니, 아닌데. 음. Okay. Hey, wait, 잠시만요. Uh, you have WhatsApp application? Application. WhatsApp. App. WhatsApp application. Ah, WhatsApp. Ah. WhatsApp. Mm. Mm. You have? No, WhatsApp. Oh, I don't I have. Do. No, I have just only Chinese apps. Ah, okay, okay, okay. Chinese okay. application like uh, WeChat. Line. you know the Line. Ah, Line. line. Uh, I know. Mm. But I I don't have WeChat and Line. I don't have. Mm. Mm. okay talking with with you. <laughs> 어떻게 어, 아. 어떻게 마, 말하면 되냐고? Um, you you don't have uh, social media. <laughs> you don't have Social- uh, application. social app. Social app. Mm. 음. 카카오톡. Oh, I don't have KakaoTalk. Uh, Indonesia, uh, I'm not use KakaoTalk in Indonesia. Indonesia 사람 들은 KakaoTalk 안 해. 음. 뭐 해요? Uh, what's application? WhatsApp. WhatsApp? Uh, I have. 음. 알았어요. 어떻게? Oh, email, email. You have email? 이메일. Ah, email. You Wow. Gmail, like Gmail or other email? 이메일. Ah, email. You, you, you want to read me? The, ah, the okay. mail? Uh, ah, talking. Uh, oh. wait. Oh. Okay. My email? Email. Gmail.com. Okay. I will just screen it. Ah. Com dot. Wait. It's your email? Hmm. At gmail. Hmm. Hmm. dot gmail.com ya? okay ya? you can hmm, ya. screenshot iya, my email what's your hmm. email can you type I, I want to see your another picture you have another picture Taran uh, Sachin Sajin? Ah. Why? I want to see you. like uh, uh, sore watak kata uh, Sachin 찍었어. 그래요? 아, because wow, 진짜 이뻐. 여긴 여긴 이뻐. 아, 완전 이뻐. 음. 남친 있어요? 음? 남친? 남친. 아 남자친구 독일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어디 있어?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아 독일 Germany. 독일 아주 It- It's my favorite picture. 와우 나이스 You have long hair? Long hair? Uh, wow. Uh, 머리카락 길어? 사진? 음, 여기서 머리카락이 난 어, 천에 길었어요. 남자친구 머리카락. 어디서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독일에서. 아, 독일 가왔어? 음. 언제? 오래됐어요. 난 아. 독일에서도 살았어요. 안 보고 싶은데? 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전화해? 응. 음, 어, 전화해요 우리 음 알았어 어... 네. 나 머리카락 보여주려고 아.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어요 아 진짜로? 봐봐 응. 네. 봐봐 사진 보내주세요 와 뭐야 아 진짜 이쁘다 아, 진... 나 지금은 지금 왜? 잘렸어요 잘하지 마세요 <laughs> 잘랐어요 지금 아이고 왜 그렇게 잘하지 마세요 완전 이뻐 머리카락이로 그래요? 아 이뻐졌어요? 아. 그냥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아 그냥 샴, 샴푸? 샴푸? 미용실? 어 샴푸 힘들었고 감을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어 왜? 어... 머리 아프고 아 머리 아파요 아 사진 그거 뒤로 뒤로 앞으로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like this front frontal 아그 그 사진은 뒤로 Here. 이렇게 네. 앞으로 네, 있어요 뒤에. 앞으로 앞에 앞에 뒤. 이렇게 뒤, 뒤, 뒤로 써 있잖아요. 아 뒤로. 그거 뒤로 뒤, 아, 뒤. 앞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아 you have 사진 앞으로 앞에 앞에 키. 아, 키 보고 싶어요. 아 키. 얼굴이 그거 얼굴이 안 보여 그 사진은 어. 키. 와 진짜 이뻐 wait wait wait 나는 기타랑. can 기타. you zoom 사진 zoom It's my favorite. 아 I, I cannot see My It's it's dark. my fav- fa- favorite. wow Picture. beautiful what's that you can fly fly fly Fly? Yeah, Ah. I, I can fly. wow <laughs> I that's can fly. 진짜 완전 이뻐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는 if you don't have boyfriend 어, I have boyfriend. I have 아이고 I want to be your my boyfriend. I <laughs> 안집 Sorry, Antelio. Can you speak? No, I cannot hear you. No, no voice. No. Sorry, Antelio. Huh. Ah. Maybe your mic. Your mic, your mic, mic. is error